Dormammu, I come to bargain. Dormammu! Dormammu! I come to bargain. Whoa, whoa, whoa, whoa, whoa, whoa, whoa, whoa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! <laughs> 와 살았네 아까 잡았다 자 메인기 어 좋다 Let's make it now! 잡았구나. What the fuck? 어, 점머리 산머리 넌 이제 끝장이다 배우다가 더 이걸로 먹어! 아 너무 빨라 제 아까 풀에 잡스 됐다 야나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짧아! hi, Mark. Yo, yo, don't do it! Don't! Boken! Oh, oh, call an ambulance! Call an ambulance! 나 좋았다 어? 나이스 안녕하세요 바른씨야 와 어차피 장롱 아직 33초니까 라인 한나 그대로 이 오니까 옆에 바로 바로 들어가 브랜드 내려갈 거야. 안들어갔다 거의? 아오가 What the fuck is 아, 돌이 녀석 각오해 노무현이. 아, 나 세상도 살아났어. 뭐야? 뭐야?